Yeah Must do it Woo! 처음엔 오래 걸려도 조금 천천히 출발해도 괜찮아 조금 늦어도 하나씩 하다 보면 결국은 오늘이 항상 바빠도 내일은 또 어떨지 몰라도 Still do what you had to do Don't give up, you know what to do 천천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y 예, 잘하고 있어 그냥 지금 그대로면 충분해 y 예, 걱정 마 언제나 우리 함께 있는 걸 잘해왔잖아 오늘 you can do